부탁드립니다. 다시 부탁드리겠습니다. 아. 으으 one. Fight. 와 대박. 아 뭐야? 아 왜? 뭐야 이거 왜 이래? 아씨 왜 이렇게 픽이 나지? 방금 양손당 구상 안 들어간 건 이례적이다 와 콤보 깔끔하다 오 나이스 아, 간다 어우 야 나이스 나이스 나이스 Round 3 Fight 일부러 폭풍안 하고 풍신으로 때렸어요. 안 맞을 것 같더라. 폭풍하면 또. 어 나이스. 이야 지기네. 오야. <laughs> 어, 아, 씨, 왜 이렇게 잘해? 와. 아이, 나가. 오이씨, 와우. 어, 아, 나와. 아, 나와. 야나 향수 눌렀는데 지려 딸이 우와 대박 너무 잘 때린다 아나 아, 나 하나 없었는데 내가 늦었다 아. 우와 아 이런 거 안 되는구나

다행이다 아, 아, 아깝다. 아, 아깝다. 어우! 외신하고 저될것 같은데 안 되네. 으잉! 살려주세요! 다행이다. 익살이 나셔갖고 아다행다 라운드 1 파이트 애초 어이 아, 와공 너무 잘습니다 오우 오우 아이고 안 다행이야 오야 r o u 3 Fight 음? 와콩 너무 잘 쓴다 왜 아유 와 코너 진짜 아프게 때리시네요 미친다 라운드 1 파이트 아 헬스 나왔다 아씨 너무 잘한다 아 에이. 와우! 마이너스 초풍이라니. 우와. 어, 안 보여. 와 죽인다 어. 아, 너무 잘한다. 와, 여기서 레이아처럼 상상도 못했다. Fight. Oh yeah. 아니 나도 기본권 썼거든요 왜 내가 지냐 어. 어 9초 게임 지리네 Fight. 와, 진짜. 뭐야? 뭐야, 왜 나가? 그거 진짜 너무 멍청하게 이겼다 이거는 아 이건 좀아 이건 너무 멍청했다 라운드 1 파이트 우와 어휴 잠깐만 뭐야? 안돼요! 와! 음, 죽인다. 오! 야, 날카롭다, 날카로워. 아 뭐야 하, 빅살이 아깝다 라운드 1 파이트 와 아, 어떻게 알았어? 대변 와 지린다 했는데 방금? 와죽인대 대박 아니 저 지금도 앉 쳐보고 나가는데 뭐 뭐야 혹시 키보드로 하시나요? 와 맞네 키보드로 하시는 것 같은데 혹시 저 키보드로 하세요? 라운드 1 파이트 뭐야 안 썼어 이거 아왜 정했다 아 미스가 없다 연기화도 되게 어, 왜, 왜, 왜? 팔로 감사합니다 아! 아씨 요. 왜? 아. four. Fight. I see. I'm going. Nice. Oh. fight. 아, 아 맞냐 이게? 음. 아. 막 two, fight. 아 존나 아파 에 안돼 어? 뭐야 여기 갔겠네 아와 대박이다 응? 뭐야 왜? 어 놀래라 뭐죠? 아 풀렸다고요? 갈렸나 했네 오. 어, 이야, 우와. 엉덩이 나와 재밌어 재밌어 어우 이야 망한데 아, 어, 뭐야 뭐야 뭐야 아 저기 선생님 이거 <laughs> 여기 쓰레기 걸리는데 어 너무 아쉽네 어 졸라 깜네 와잘 먹는다 오예 아이고 야 기원초 지린다 우와 잘 때린다 와왜 맞았어 아 막았는데 점프 나갔어 방금 와 아깝다 라운드 1 파이트 말고 에? 안되네 아 뭐해 이런 쩐다 와 쩌네 뭐야? 개불쌍하게 맞네 Fight. えー 왜 정했는데 에이 너무 꺾였다 오 어, 해버렸네 아 이게 안 닿노 아깝이 아니 사탕레버처럼 초풍이 나온다 와 깜짝 있다가 올라와요 오 나이스 아안 나가나 야, 아, 왜종 좀. 와. 콤보 봐. 에이. 아. 콤보 봐. 아, 이거 콤보 진짜 잘 쓰신다. 세븐 처음 나왔을 땐 진짜 그래픽 좋고 재미난 게임이었는데 아우 세븐보다야 100만배 재밌어 진짜 너무 가자 기술들도 거의 다 많이 달라지고 아안 나와 아들을 위주로 하시는구나 아이고야 한다 와 숨막히는 심리전 오지네 에이 총풍이었는데 와이 카운터 진짜 잘 치신다 에? 와 날목이 안돼 날목 죽인다. 예상하신 거 아닌가요? 아. 아, 너무 잘한다. 아, 나가는데 아, 예. 말릴 뻔했다. 와. 뭐지? 아이고 오 나이스 라운드 2 파이트 아 초풍 아왜 이렇게 나만 맞냐 안돼 안 돼 안돼 나가 이거 어! 오! 쩐다 진짜 아이씨 아 대박이다 대박이다 아, 왜 아, 왼쪽 말았다. 아이고, <laughs> 지렸네. 아, 잘한다. 방어적이 보면. 아, 이게 나와. 어, 안대초 폭, 와. 와, 나야겠다. 가다가 또 들어왔네. 저렇게 해야 될 것 같아. 아1 3초 할라 했는데 씨. 好 가만 너가면너가면어 초풍 타이밍 진짜 아씨 너무 무서운데 아 어떻게 시작기 원인 와손 입시 얼마나 좋으신 거지 나도 어, 안 했나 내가? 어 망했다 와 미치겠네 다시 보면 좀 단단한 편인가? 어우야 어우야 뭐야 왜 피해 외초할까 노래는 하다 어? 아 왜? 아니 아니 아니 당이다 어 아, 미스가 나긴 하시는구나 아. 와 쫄리다가 원원일 때 다행이다 아 오, 뭐야, 아직 졸았어 아니, 아. 대박! 아, 가드가 안 됐어. 아, 지긴다. 가드가 안 됐어. 라운드 1. 파이트. 와 이걸 초폭으로 때리려와 대박 아나 파크인데 위험하다. 아. 에이 말도 안돼 이걸 지냐. 와. 뭐야 점프 왜 나가 아니 점프 왜 나가는데 아니 어 너무 잘 먹는다 오호 와 입시다 와 입시다 와 입시다 라운드 1 파이트 혹시 내가 맞나? 아 아유 어 왜? 나 아니다 Fight. 아, 조금 왔어. 와. 죽인다. 왜? 오는데 대신것 같은 아이고 아이고 아, 아 형님 형님 잘못했니다아 격투 왜 이렇게 예쁘게 나와 아 미스 배우라네 졸라 아깝다 저로의 기회를 뭐야 아 어, 외초 개빨랐어 아 형님 아니 방금 잽초풍 <laughs> 개질이네 Round one. Fight. Do it! 와 어떻게 막았지? 와 나 어떻게 막았지? 어떻게 막았지? 아왜 맞아 에이 이렇게 돌았나 우엉 와 정통파 정통파 콤 오진다 아이씨 아 이거 소점 하단 노래고 쓴 건데 아 졸라 억울하네 이긴 건데 이거 억울합니 우와 뭐야 아 왜이래 오! 와. 잘해야 되는데. 아니, 아니. 혼났잖아. <laughs> 왜 이렇게 비싸니? 대박 존나 잘한다 이트 우와 앉아나 뒤로 어형 어? 왜 안돼? 대! 너무 잘한다. 라운드 2. 파이트. 아, 왜 나가? 아 Keep it. 아 왜? 아 막았네 어씨 아이 아이고 아이고 고생했셨습니다